자 지금 여기 일산 KP 페어 근처 다 왔어요 자 왼쪽 우리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우리 왼쪽 어르신들 왼쪽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가 어디야 이름 뭐예요? N이요 N N? 동네 개보리. 갑, 일단 갑시다, 갑시다. 사이드 쭉 보고, 어, 세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그때 펠빵 운동회 때 아, 뵙고 네. 네. 안녕하세요 BJ 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아, 아니 벌써 지친 것 같아 이 사람들 어떻게 야 잠깐 들고 있어봐 나 전화 좀 잠깐 받아야 될 것 같아 걔는 나한테 다 맡겨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비서가 됐네 걔 선생님이라서 이동 여러분 여기 이제 솔티아티라고 여기는 T49 여기가 이제 제 지인이 하는 이게 내가 그때 이, 이 사이즈인가? 추 이거 한번 입어보자 라지 아, 아니면 X라지? 핑크로 핑크로 밥? 밥 안 먹으면 힘 안 나서 못 돌아다닐 것 같죠? 어. 오케이 알았어 머리만 이렇게 넣고 자는 거야 박 사장님이 여기 머리 <laughs> 넣고 자면 좋겠대요 <laughs> 근데 여기 자리가 있어야지 뭐 우리가 먹으려고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아니야 나 아직 이거 끝 아니에요 더, 더 돌아다닐 거야 와왜 이렇게 커? 저쪽 어딜 거야 일로 일로 한 번 지나갑시다 강영욱님 오면 인기 짱이겠다 기다려 앉아 기다려 그 안에 한번 봐도 되죠? 아, 네. 열아서또 이렇게 돼 있구나 네, 네. 아. 헤리패드 여기가 이제 애견패드로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너도 나올래 잠깐? 야, 어, 사진 한번 찍어라 여러분 여기 배변 패드가 두껍고 흡수도 되게 잘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거기 가서 나 옷만 받아오고 마무리 안녕